맛있어? 여기 나뭇가지 여긴데 여기 부셔부셔 반대쪽 짜자 자 반대쪽 어, 들어줄게 옳지 <gasps> 여기도 있네 여기 와 거기 안돼 너무 뜨거워 달방한데 <laughs> 여기 있네 여기 달봉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대봉아 다 네가 뿌린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두꺼워 이거 놀랐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할 거야 오 이빨 자국 난 거봐 오. 끝났어? 가자 이제